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초콜릿 파티예요 어, 초콜릿 과자들도 준비하고 아이스크림도 준비했어요 빨아서 먹으려고 누텔라랑 허쉬 허쉬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허쉬 초콜릿 우유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어? الله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과자들 그 있으니까 너무 배불러서 한 개만 남았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